제발 아유 오 ナイフやつつったお前はもう死んでいる何 아쉬워 자 우리 럭프님 너무 앞에 나와있지? 뭐? 너무 앞에 나와있지? Ha ha ha! Gracias. <laughs> 이건 진짜 그라스하고 알리스탄이 죽였습니다 진짜로